중국에 살 때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던 갑자기 한국 욕을 중국어 로 심하게 한다던가 젊은 사람들이 놀게 진짜 많아 쿠폰 제도가 되게 잘 돼. 여튼 이거는 꿀팁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병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컨텐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일본어랑 중국어로 자막이 달릴 거니까 일본인 분들도 중국인 분들도 나가지 말고 끝까지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각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 정말 좋았던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중국, 그러니까 신천이랑 홍콩에 살 때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신천이랑 홍콩 중에 어디가 좋았어? 어디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신천을 선택할 것 같아요. 신천에는 해안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 상업지구, 신도시 이런 느낌인데 계획도시라서 진짜 깨끗하고 진짜 넓고 젊은 사람들이 놀 게 진짜 많아. 그리고 제 제일 편했던 게모든게 QR코드로 결제가 돼서 주프바오라든가 위챗페이 이런 걸로 되니까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처럼 현금, 카드, 핀테크 이렇게 카드 시절을 보낸 게 아니라 아예 현금에서 핀테크, 카드 시대가 없이 바로 그냥 쭉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고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일단 소시민인 저로서는 지갑 안 들고 나가도 되고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되니까 가방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유 문화 이건 한국에도 이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신촌에서 생활했던 게 2017년에서 2019년 딱 이제 공유 문화가 빵 뜨기 시작할 시점 딱 그쯤인데 신촌에 가장 대중화됐던 자전거 공유가 옥보였던 것 같아요 5위안 어,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700원?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택시 그때 디디 따천 네, 제가 가는 루트로 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말로 하면 뭐 합승 정도가 되는데 한국은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위험한 게 일단 아무래도 저는 외국인이고 외국인께는 좀 티가 나잖아요. 뭐 발음이 될 수도 있겠고 화장법이라든지 옷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현지인들과는 좀 다르니까 어, 중간중간에 꽤 위험한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 욕을 중국어로 심하게 한다던가 뭐 너 어디 성형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례한 질문을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타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택시 앱을 이용할 때 무조건 조용히 있었어요 못 알아듣는 척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눈을 이렇게 살짝 풀고 앞만 보고 있어 그런 말을 잘 안 걸어요 <laughs> 여튼 이거는 꿀팁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오바오랑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에 있을 때 진짜 타오바오에 거의 미쳐버렸어요 매일매일 택배가 왔어요 두 개, 세 개씩 솔직히 타오바오의 품질이 뭐 안 좋다, 짝퉁이 많다 뭐 이런 일은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대부분 뭐 중국산이 많고 <laughs> 중국에서도 잘만 고르면 꽤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중국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체구가 진짜 마르고 진짜 작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에 마르신 분들 뭐 사이즈가 잘 안 맞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타오바오에서 S 사시면 우리나라 small X 분들이 진짜 딱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건 잡화가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구두라든가 귀걸이라든가 가방 같은 거택에 마시길 택배 보관함 이런 게 아파트 단지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실에 맡긴다거나 문 앞에 놓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하도 분실 사건도 많고 사람들 잘 못 믿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자상거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택배량은 늘어나는데 집에 대부분 사람은 없고 근데 또 택배기사가 재방문하면 인력 낭비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아요 보통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 외부에 택 택배 보관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택배가 도착하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QR코드를 보내주는데 그 QR코드를 보관함에서 스캔을 하면 본인 물건이 담겨져 있는 이제 락커가 빵 하고 열려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하나하나 이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중국에 살 때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갈 기회가 있겠죠 진짜로 그럼 다음 그럼 다음 아 그럼 다음 앞용 그럼 <laughs> 그럼 다음 앞용이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시슈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laughs> 구독이랑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laughs>